다이어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네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야 30초 후 전투가 시작될 거야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은 정말 화끈한 날인데 <laughs> 이 목소리 기억나시죠? 투타투 리나상우 이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상대편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야 영웅을 선택해 10초 남았네 전투를 준비해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리나 자체가 너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예요. 네. <laughs> 그래서 주옥과 같은 대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의욕을 어, 고치시켜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 <laughs> 짜릿한데? 오늘이 정말 화끈한 날이야. 뭐 이런 거야? <laughs> 다이어 진영이 영웅 선택을 마쳤어. 전투가 시작될 거야.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 여름 하지만 화끈한 여름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바로 도타2 리나 아나운서 팩이 출시되었습니다 우후!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제가 축하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어, 두타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리나 아나운서 팩 출시 축하 응원 댓글을 남겨줄 수가 있거든요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리나 아나운서 팩을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나도 남길 거야 <laughs> 제가 화끈하게 쏘는 이벤트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타투 화이팅! 리나 사랑해주세요